因为。 안돼 엄마 점심이야 고양이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고양이 우리 고양이 우리 고양이 응? 이런 거 먹으면 안돼 응? 왜 안돼 왜 안돼 안되지 이쁜 고양이는 이런 거 먹는 거 아니 이거는 안 예쁜 엄마가 먹을게 예쁜 고양이는 예쁜 거 먹어요. 파이파 사라질래 파이파 여기 다 밥 먹어 밥 먹어 아침밥을 아직도 안 먹으면 어떡해 고양이가 응? 여기 여기 밥 그치? 옳지? 에이. 들렸잖아 가도버섯 엄청 많다 안돼 어딨고 그 발은 뭔데? 그 발이 뭐지? 오리 파이 그 발이 뭐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